미쳤다. 나 미쳤다. 2 0 2 0년9월2 2일 흉가여행 6 2탄6 2탄두 달이 넘었죠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차소리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차소리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어?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실. 와. 건물이 또 있. 와. 미쳤어, 미쳤어. 와.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와! 아! 아! 와, 미쳐본다. 시작부터. 개 미쳤다. 아. 와 미치겠다 와 잠깐만 이거 이거 안 되겠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자체가 또 2층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층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but 계십니까? 계십니까? 뭔 소리야? 우와! 잠깐만 뭐야? 이층뭐 있나? 뭐야? 바람 불어서 떨어졌요 여러분들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에 이게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던 물건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방송 원투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이제 뚫, 뚫린 데라 바람이 좀 부네 음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던 것이 그냥 떨어진 거야 응 괜찮아 놀라지 마 뭐야? 잠깐만 뭐야 지금 저 기둥 쪽인데 누구 있어? 누구야? 어? 어? 뭐야? 집이 여기데 여기였는데 어? 어? 아, 아, 아, 아, 뭐야? 와, 씨발. 와, 아, 씨 깜짝이야, 씨. 어디야? 그만 그만 장난 그만 치세요 장난 그만 치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누구세요? 자 저한테 말해보세요 대화하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장난을 칠 게 아니라 뭐 힘드시거나 뭐라는 거야? 어? 그만요. 그만! 그만! 그만하세요. 야, 이거 힘들... 어? 아! 아이씨, 미쳐버리겠구만. 아! 아. 아. 숨소리 같은 거나 쳐다보고 있구나. 어디야? 어 이거 저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야 어? 야! 잠깐만 못 봤는데 봐봐 잠깐만 아니 이거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아닌가? 뭐가 보였는데 어디로 가야 돼? 자리가 어? 돈데구만 일단은 확인하고 일단은 확인하고 도망 미쳤다 레전드다 저겟이 양날로 움직인다 일단은 확인하고 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따라다니거나 옮겨다니면서 지금 장난을 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장난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장난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밥상 가지고 전화 그만 치세요. 그만이요.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 혹시 밥으로 원하십니까? 그만요, 그만.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요 있다. 혹시 여기 있어요? 어?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거기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어? 잠깐. 잠깐만요. 어? 와, 어, 씨 우와! 우와! 와 쓰리가 와 미치겠다 이거 와 와! 와! 아. 와 와, 와 와! pop, pop, pop, pop, pop, pop. On you again. Oh, again. Oh, again. 그만하세요. 여기구나. 여기였어요?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마늘 그만 빠으세요. 마늘 그만 빠으세요. 제 얼굴도 빠았으니까 그만 빠으세요. 그만 빠으세요. 어디십니까? 어디세요? 주장하는 거 증명해도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냥 오늘은 제가 그렇게 안전이 센 어떤 그런 무당집이라든지 호스피스 그 정도라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직감을 했기 때문에 c n 블리에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또 내일이라도 엄청 센 기운이 세다 하면은 또 뒤로 빠꾸 존나 할 거야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확인을 한다 하지만 너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빠꾸 한다 요 정도로 봐보면 될 것 같아 어 어. 자 여러분들 보, 뭐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여기 근처에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건물들이 지금 또 있어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도 지금 있어요 또 뭐가 근데 이게 다 둘러볼 수가 없어 저 위에도 건물이 또 있고 무슨 폐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둘러볼 수가 없어요 여기를 시청 한번 해요 진심으로 또 누구야 어, 2016년도부터 보고 있던 시청자한테 진심으로 시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바,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예, 기대하십시오. 제가 다 따져가지고 제 지역하고 맞춰가지고 바로 시참 들어갑니다. 기대하세요. 단순히 이코리를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